원래 안 이러는데 제가 연기를 배워봤는데 피규어 연기하고 이런 방송 연기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매체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세한 걸 쓰고 피규어 연기는 좀 눈썹? 아? 눈? 아? 입? 어깨를 많이 아? 쓰는데 어깨를 이걸 많이 해요 그 엄마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해보자고 허스키는 알잖아 그것도 바람인지 그래? 그럼 내가 기자들 말대로 심판끌면서 온 거네? 협회부터 대표팀까지 온 동네가 너 금메달 따게 하는 그 바람증인데 내가 그걸 들고 심판을 매수했다는 거네? 피해자가 너고 지금 판정 시기가 왜 뭐 생겼는데 내가 금메달 따는 순간에 너가 심판한테 미친 듯이 항해하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처음 울고 해서 생긴 논라이 아니야 지금 너 진짜 너 빨랐다고 그러는구나 근데 판정을 왜 네가 해? 심판이네 판정에 승복하는 게 선수 도리야. 근데 지금 너가 뭘한 줄 알아?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해서 딴 금메달의 가치를 생산